안녕하세요 라넬 마스터 코치 베니 코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서 그동안 정말 많이 사랑해주시고 열심히 따라해주신 스쿼트 10개 challenge 영상의 업그레이드 버전을 가져왔어요 바로 1 0개영 하나만 붙여서 100개 challenge를 준비했습니다 어, 네, 지금 욕하는 것 같은데 <laughs> 어, 돌 날라온다 스쿼트는 이미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다리 운동, 엉덩이에 정말 좋은 대표적인 운동 동작 중 하나죠 그리고 우리 평상시에 앉았다가 일어날 때 하는 동작이죠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날 때 침대에 앉았다가 일어날 때 하는 바로 이 스쿼트 운동을 잘 하는 것이 일상적인 체력을 쌓는 일에도 정말 중요한 운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우리가 꾸준히 성취감을 가지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챌린지표도 준비했습니다 그럼 바로 같이 시작해보도록 할까요? 다리를 먼저 어깨 넓이만큼 벌려주시고요 발끝을 살짝 바깥쪽으로 벌려줍니다 그 상태로 손은 가볍게 어깨 위 얹어주시고요 자 준비되셨죠? 저랑 같이 해주시면 돼요 자 시작 천천히 앉습니다 앉았다가 일어날게요 아이 쉬워요 앉았다가 일어납니다 자 하시면서 제가 자세에 대해서 얘기해 드릴 거예요 중요한 건 엉덩이가 의자에 앉듯이 뒤로 아래로 가주시는 거예요 뒤로 아래로 내려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두 번째 발가락이 바닥에 쓰면 안 돼요 발가락이 한무지게 잡아주시고요 그렇죠 네, 발가락 특히 엄지발가락이 바닥을 꽉 매트를 약간 감싸는 느낌으로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렇죠. 그러면 이제 바닥에 잘 지지가 됩니다. 그리고 무릎은 발끝 방향대로 살짝 벌려주신 거예요. 네. 어이구 저랑 얘기 좀 했는데 1 0개 넘었어요. 네, 잘하고 계세요. 그리고 호흡은 어, 가능한 그냥 편하게 해주시면 돼요. 일어날 때 후 내어주셔도 되고요. 참지 않고 계속 지속해주시는 게 중요해요. 자 이제 슬슬 약간씩 어, 다리가 약간 뻐근하고 숨이 차는 것 같아요. 잘하고 계신 거예요. 좋습니다. 그리고 만약에 무릎이 너무 아프다 하시는 분들은 앉는 각도를 조금 덜 해주시는 게 좋아요 네. 점차적으로 허벅지랑 네, 엉덩이 근육이 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살짝 낮춰주셔도 괜찮아요 가능하신 분들은 바닥이랑 수평되는 정도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네. 오늘은 100개를 한 번에 다 하진 않을 거예요 자 다섯 개만 하고 쉽시다 얼마 안 남았어요 잘하고 계시죠? 네. 자 힘들 때 smile 저만 웃고 있는 거 아니죠? 좋습니다. 무릎 살짝 벌려주시면서 마지막 하나! 그만! 잘하셨습니다. 박수 박수 박수! 힘 좀 돌려주시면서 이렇게 오늘은 끊어서 갈게요. 이렇게 30개 했으니까 두 번 더 할 거고요. 괜찮으시죠? 혹시 나는 10개 챌린지만 계속 했어가지고 어 30개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까지만 하셔도 충분히 잘하신 거예요. 하지만 아직 힘이 있으시다면 바로 저랑 이어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준비 시작 앉았다가 일어납니다 아이 쉬워요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나 주시는 거예요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났어요 침대에서 누워서 아, 일 앉았다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동작이 굉장히 단순해서 일상생활에서도 틈틈이 해주시면 굉장히 좋은 동작이에요 막 이렇게 막 열심히 책 보다가 공부하다가 어, 다리 순환 안 되고 그럴 때 있죠 그럴 때 의자 옆에 나와서 살짝 의자 있는 척 앉았다가 일어나기 이렇게 해주시면 좋아요 잘하고 계시죠? 무릎 아프시면 어떻게 한다? 조금 덜 앉는다 그리고 그럼에도 계속 아프면 은 발끝 무릎 방향 같은 방향인지 체크한다 네, 요거 생각해 주시면 돼요 여러분 저를 보셔야 돼요 고개 숙이시면 안 돼요 네, 고개를 숙이면 등이 같이 말리기 때문에 네, 고개를 들고 저를 보시면서 해주시면 돼요 smile. 좋습니다 잘하고 계시죠? 화이팅 한번 외칠까요? 하나 둘 셋 화이팅! 여러분 저 힘들지 않아요 <laughs> 더, 덥네요 조금 더워요 더우면 뭐한다? 잘하고 계신 거예요 자 다섯 개 남았습니다 자왜 이렇게 열 개씩 하시다가 갑자기 서른 개 이렇게 올리면은 어 뭐지? 조금 힘든데? 어 괜찮은 거야? 괜찮은 거예요 잘하고 계신 거예요 마지막 잘하셨어요 마침 여기 무릎 위쪽이 뻐근해요 하고 계실 거예요 잘하고 계신 거예요 <laughs> 네, 허벅지 앞에 근육 들어가고요 엉덩이에도 이제 힘이 들어가는데 엉덩이에 힘이 잘 안 느껴지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엉덩이 근육이 이제 잘못되신 건 아니고요 상대적으로 허벅지 앞에 힘이 좀 더 많이 들어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거는 앉았다가 일어날 때 엉덩이에 힘을 주는 거 그래서 이번에 세 번째 세트는 엉덩이 힘 주는 걸 조금 더 집중해 볼게요 자 준비되셨나요? 바로 가볼게요 발끝 살짝 벌려주시고요 자 시작 안 씁니다 여기가 똑같아요 자 일어날 때 엉덩이 살짝 조여줄게요 음. 다시 앉았다가 엉덩이로 바지 먹기 제가 좋아하는 멘트예요 엉덩이로 바지 먹을 때 어떻게 하죠? 상상하시면서 하시면 돼요 앉았다가 엉덩이가 바지를 먹어요 음. 그래서 엉덩이가 뒤로 반 접히는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뒤에서 봤을 때는 엉덩이가 바지를 먹고 있겠죠 네. 그 모습 상상하시면 엉덩이 근육에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일어날 때 엉덩이 힘을 살짝 쥐어줍니다 호흡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? 네, 저랑 말하시면서 같이 해볼게요 에휴, 아, 잘하고 있어요 이렇게 넘었어요 자, 혼자 이렇게 집에서 혼자 심심하잖아요 저한테 말 좀 걸어주세요 네. 어, 베니코치님 안 힘드세요? 힘들어요 네, 하지만 예, 할 말을 잃었다 힘들어도 화이팅! 갑시다 얼마 남았어요? 음. 자, 이때 조금씩 조금씩 신경 써주시면 돼요 내 무릎이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지 바깥으로 너무 벌어지고 있는지 11자 라인 체크해 주시고요 시선 점점 떨어지면 안 돼요 시선 이거 안 되죠? 정면 보시고 잘하시고 있어요 자, 오늘 이 도전이 여러분 앞으로 운동 체력 늘리는데 엄청난 도움 되실 거예요 파이팅 하시면서 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와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후, 호흡하시면서 자 마지막 숫자 같이 세볼까요? 8 9 마지막 10 아흑 와 90개 했어요 90개면 몇 개 남았죠? 10개 10개 챌린지 한다는 기분으로 준비 시작 앉았다가 하나 같이 숫자 세끼어 일어날 때 둘 셋 엉덩이 일어날 때 네 좋아요 무릎 발끝 방향 다섯 상체 정면 보시고 여섯 발가락 뜨면 안 돼요 일곱 발가락 잡고 여덟 자 목소리 줄어들어요 힘차게 아홉 자 마지막 열 잘하셨어요 오늘 진짜 진짜 너무 잘하셨어요 저랑 끝까지 100개 하신 분이 있을 수도 있고 30개, 40개 이렇게 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괜찮아요 어제보다 나은 내가 더 중요하니까요 오늘 하신 만큼 이 챌린지표에 적어주시면 된답니다 꼭 매일매일 100개씩 채우지 않아도 괜찮아요 10개씩이라도 괜찮으니까요 저랑 꾸준히 한 달 동안 함께 한다라는 느낌으로 도전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응원할게요 그럼 내일 또 만나요 안녕